아이브 이서입니다. 여기는 바로 마리끌레르 9월호 촬영 현장입니다. 와! 음, 음, 음. 외출에 꼭 필요한 아이템, 다이빙하는 그 춤이 포인트 안무거든요. 그려보겠습니다. 우와! 저 루피 완전 좋아해요.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크레파스도 완전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돼 있네요. 오늘은 음, 보라색으로 동글동글한 얼굴 그리고 오늘은 머리를 풀렀어요. 앞머리도 내려주고 오늘 여기도 하나 따왔거든요, 이렇게. 눈썹도 그려주고 저는 제 눈을 가장 좋아해요. 눈을 아주 예쁘게 그려볼게요. 오늘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속눈썹도 예쁘게 해주셨고 제가 오늘 그린 제 얼굴이에요. 제가 닮았나요? 오늘의 뇌구조는 일단 언제나 여기에 다이브가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 멤버들 멤버 언니들 그리고 여기에는 가족 오늘은 마리끌레를 촬영해 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 정도가 말이 끌래래요 오 그리고 디저트 케이크랑 스콘 진짜 진짜 좋아해요 치즈케이크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스크 치즈케이크 <laughs> 수박 주스! 수박 주스를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오늘 아침에 수박 주스를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수박 주스 뭔가 콜라가 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수박 주스 짠! 오늘 아침에는 수박 주스를 먹었습니다 저는 복숭아 좋아해요 수박도 좋아하고 복숭아도 좋아하고 딱복 물복 중저 완전 물복파예요 love dive는 저희 약간 파랑색이었거든요 love dive의 포인트 안무는 이렇게 손동작이 L 그리고 V love dive 해서 이 V가 이렇게 다이빙하는 그 춤이 포인트 안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려보겠습니다 네, 봤을 때는 L이 왼쪽에 있어요 love 어, 이게 움직이는 건데 원래 약간 여기 뒤에 세 개가 더 있는데 다시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죠? 자 love dive인데 이게 이게 풍덩 빠지는 게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되네요 어떡하지? V가 다이빙하는 느낌 네 이게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쌤언니들다 <laughs> 네, 터졌어요 지금 제 그림을 네 그래서 love dive 풍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signature food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있고 하얀색이 막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이제 재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단무지도 있고 햄도 있고 야채들도 많고 오이도 있고 또 뭐, 무슨 음식이 들어가지? 오 맞아요 우엉 맞아요 그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우엉도 있고 이런 음식이 signature food고요. 이런 곳이 나오고요 그분의 직업이에요 이 드라마가 진짜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힌트예요, 이거. 뭐게요? 음, 음, 음. <laughs> 제목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 제가 요즘 제일 즐겨보고 있어요. 이트대 현트대사 공기팟을 꼭 챙기는 것 같아요. 이게 검정색으로 그려야겠다. 공기팟을 꼭 챙긴답니다. 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잃어버렸다 다시 사서 아직 이름을 안 정했어요. 이현서의 에어팟 프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짠! 외출에 꼭 필요한 아이템 일단 생김새는 귀엽게 생겼어요. 양갈래를 자주 해요. 이 양갈래가 이렇게 약간 소라빵처럼 말려있어요.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완전 귀엽게 생겼어요. 누구예요? 키가 크다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저보다 키가 크고 소라방머리를 자주 하고 많이 웃어요 <laughs> 짠! 언니가 저를 애기 이렇게 불러요 애기야 밥 먹었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줘요 누구일까요? <laughs> 맞아요! 맞습니다 바로 레이 언니예요 제이 언니도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지금까지 이서의 그림일기였고요. 9월 마리클레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